아, 아, 안녕? 오늘 너의 데이터를 확다 어, 뽑아버릴 거야. 오늘은 대두님이 그 이제 차홍 씨한테 배워온 드라이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본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드라이를 해보겠습니다. 드라이 방법은 제가 들었을 때는 머리를 4등분을 해서 나 이거 근데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나의 소중한 에센스를 안 가져왔네 엄청 중요한 건데 머리가 개털이라서 자 에센스 에센스를 또 발라줘야 일단 에센스 발라주고 찹찹찹 에센스 손에 다 바르신 것 같은데 아니야 머리에 이렇게 흡수가 돼요 자다 됐어 자 이제부터 드라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대도님이 차홍씨한테 이제 배워온 건데 머리를 4등분으로 나눠서 4등분으로 나눠서 드라이기를 하면서 손으로 찹찹찹찹찹찹 돌려주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를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자, 아, 아, 아, 마이크 소리 낮출게요 아, 아, 아. 네. 말려볼게요. 완성된 것 같아요 이 머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머리를 어 이렇게 한 것도 예쁜 것 같은데 <laughs> 나름 나름 옛날 뭔가 이제 여자 주인공 실화운에 빠졌을 때 뭔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흐트러진 머리 같은 느낌이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어. 어때? 웨이브가 좀 나온 것 같아요? 웨이브가 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? 그쵸? 이게 아직 덜 말라서 그런가? 오 약간 약간 오 포기하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어, 가능성 있어 덜 말라서 그랬나봐요 이게 덜 마르니까 머리가 모양이 안 나오는 거지 자 느낌 알았어 느낌 어떻게,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자 조금씩 아 반대 조금씩 이렇게 하면 돼자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꺼내놓고 60%는 그냥 말리는 거예요? 어. 자 이렇게 말려놓고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꼬아준 다음에 뜨거운 열로 가열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걸로 식혀줄게요 자 완벽하게 스트롱처럼 됐어요 이제 뜨거운 바람 한번 차가운 바람으로 식힐게요 드라이버 노릇노릇 잘 익은 것 같아요 어, 제가 봐도 이제 잘 익은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오오 오 꼬불꼬불 꼬른데 자 조심조심 하나씩 낙지를 풀어주시고요 자, 자, 이 상태에서 레게 머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 <laughs> 여, 예, 낙지 조금 이따 푸세요 아 네 그럼 조금 이따 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? <laughs> 수건인가요? <laughs> 아직 좀 덜 마른 것 같아요 약간 이 상태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아이 머리 너무 많은데 해초류를 건졌어요 <laughs> 이렇게 새로운 머리 스타일도 나쁘지 않은데 위에만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새로운 머리 스타일 짜잔 호롱머리 완성 머리 왜 탕탕이가 있어요? 자 이제 풀어볼게요 아 더워 에어컨 켰는데도 덥네 자와 이게 아 약간 파마 같은데? 그쵸? 약간 파마 같은 머리가 나왔네요 미역이에요 <laughs> 어 나름 나오긴 하네 어 어, 괜찮네 짜잔 이렇게 해서 차홍 선생님 드라이법은 나 같은 똥손은 할 수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데기를 해볼까요 자 머리를 웨이브를 다 하고 나서 빗으로 완성 끝났습니다.